여름 이제 썸머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청량하고 좀 시원한 사운드에다가 그리고 누구나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저는 이제 썸머보다 썸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썸머송이 되려면 버터가 필요해요. 스무스 라이크 버터!